힘든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신가 봐요? 어 아니요 전 많이 숨겨요 일하다가 혼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이런다 그래 담배를 하나 태운다 그러면 똑 같은 소리 하지 마 스텝 바이 스텝 박태스킴 잡아야지 모자겠지 멈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혹시 도윤언미 어떻게 알고 계시죠? 하, 많이 컸습니다 아이 요거 한번 잡아보실래요? 모자겠지? 접어야지 모자겠지? 모자겠지? 아 혹시 여기 직원이신가요? 네,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. 어, 운영이요? 네. 아, 여기가 어떤 가게인가 했더니 여기 성인용품 샵이군요. 네. 아, 근데 젊은 사장님이 성인용품 샵을 크게 하시네. <laughs> 아니, 오늘 뭐 가게 오픈했나요? 아니, <laughs> 아니 혹시 아니.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어, 반갑 혹시 그 소미 씨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니 여기 길바닥에서 최신곡도 아닌 핀미를 주고 계시네. 네, 아, 네. 초심으로 돌아가고죠. 아, 아 이거 뭐야 이거 뭐배 감싸는 거 같은 걸 네, 입으셔가지고. 그럴 줄 알았어요. 네, 아 이쁘시네. 네, 배 감싸는 거. 아니 그러면 일단 올라가서 토크 토크 괜찮아요? 네. 아 가시죠. 렛츠고 렛츠고. 아 이게 뭐야 이번 활동 의상이요? 붙잡겠지? 이런 <laughs> 용도군요. 아 가시죠 가시죠. 더캐스키 멍충멍충 잡아야지 못 잡겠지? 소개 소개. 안녕하세요. 엑소엑소라는 신곡을 들고 나온 송이입니다아 반갑습니다. 아니 평상시에 뭐 우리 터키즈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? 아니면 그냥 완전 애청자. 회사 분들도 다 애청자. 어, 어느 편을 그러면 좀 재밌게 보셨죠? 어... 주디 씨 2편. 아, <laughs> 어, 어,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. 원래는 1편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2편을 좀 훈훈하게 보는 편인데 아, 2편 봤다고 해야 뭔가 조금 더 애청자인 느낌이 나가지고. 아, 보통이 아니군요. <laughs> 네.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. 아 그러면 약간 21살 이 어린 분들이 접하기에는 약간 좀 수위가 있는 토크인데 그 저도 약간 회사가 없으면 저런 스타일 될 것 같아요. <laughs>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21살에 전소미 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? 뭐 앨범 준비를 빼면? 아마 어제 과음하고 오늘... 아 술을 좋아하시는군요. 어, 즐겨 마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아 뭐 맥주 뭐 소주 그냥 가벼 아니 맥주 소주를 못 마셔요. 어 그럼 뭘 드시죠? 양주나 보드카 이런 거 좋아해요. 와 뭐몇병 정도 아니면 뭐 반병? 어... 아... 왜 입맛을 다시죠? 갑자기 그게? 저랑 제 친구 단 둘이서 마시면 오. 한 병? 어, 꽤 그래도 주량이 좀 있으신 편이네요. 유전인가 봐요. 어. 네, 할머니 별명이 짜랑짜랑이었어요 할머니 별명? 네. 맨날 유리, 유리잔에 얼음 넣고 위스키나 <laughs> 아? 할머님이? 어. 짤랑짤랑. 아, 근데 궁금합니다. 그 덤덤이 굉장히 좀 잘 됐잖아요? 덤덤이 잘 되고 나서 활동을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 거죠? 뭐 빨리 뭐 뭐 세탁박스 돈 내야 될 거 있어요? 아니면 뭐 <laughs> 급하게 정수기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? 뭐왜 이렇게 원래 엑소엑소라는 신곡이랑 덤덤이랑 타이틀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가 음. 덤덤을 첫 바따로 내보냈는데 아, 빠따요? 빠따질이 잘 됐죠? 네. 덤덤이 예. 그래가지고 삼루타 삼루타 이번에 이제 홈런해야죠 아... 피피해 조지야 고디카 뿐인지 몰라 720시간 음, 숙성을 한 커피가 아주 깊은 맛을 어? 어? 이거는 저희 p p l 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coffee 커피는 향이다 조지 조지야 아니 그러면 <laughs> JIP에 있다가 그래도 나온 거잖아요? <laughs> 나 이 질문 처음 이렇게 받아봐요 <laughs> 뭐 하면 안 되는 거야? 아니 해도 되는데 네. 이런 건 다들 조심스러우셔서 나도 안 아니 그 나온 건 나온 거지 그럼 우리가 아, 아니, 당황 안 하게 질문하겠습니다. 아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. 좋다. j y p 를 심스럽게 나왔잖아요. 어, 이러면 좀 나아지지 않나요? 질문이 좀? 너무 좋아요. 어. 아 재밌다. 조심스럽게 JYP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JYP에 관한 뭐 악플을 쓰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니겠죠? 어 아니죠. 어, 회사를 나온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. 이유가 뭐죠? YY가 끝나고 오랫동안 아, 뭐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, 맞습니다. 그게 어떻게 YG 산하로 가게 됐네요. 아 후회는 안 하시나요? 어, 절대로. 어 그래요? 아니 그래도 지금 회사에 뭐 <laughs>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100%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? 지금 회사는 너무 좋아요. 100%? 100%? 너무? 너무 좋다. 단 1%도? 만족도 최상. 수입적이나 환경적으로나 전혀? 전혀. 어 그래요? 네. 좋은 아티스트군요. <laughs> 그 인정. 아니 그 결국에 솔로로 근데 데뷔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. 뭐 언니스도 있었고 아이오아이도. 참 많이 네요 네, 근데 결국에는 솔로로 튀어나오셨는데 <laughs> 튀어나. 예, 이유가 궁금합니다. 이제 전 회사도 튀어나오게 되면서 <laughs> 아마 이제 새로운 회사에 저밖에 이제 없으니까 아 신생 회사고 네 자연스럽게 제가 그냥 솔로로 하게 된거같아어 어, 누구누구 있죠 지금 회사에는? 자이언티 어 그럼 둘이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<laughs> 뮤지션처럼 자이 소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자이에 사는 소민이 해가지고 사람을 아, 왜 자꾸 저 어. 소민이라 그래요? 아니 그러니까 아, 저희는 원래 이게 기술입니다 진짜로? 어,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왜?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? 나는 원래 그 게스트의 이름을 고지고대로 안 불러요. 진짜 모든 질문이 전소민 씨야. 또 식스센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봐서 그러면 이번 앨범 타이틀곡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이번 앨범은 귀여움을 한 스푼 더한 악동 같은 느낌. 그게 어떤 느낌? 스 어, 약간 좀반 그 미친 느낌? 어, 메인 가사가 반쪽 같은 소리야 정말 내 네, 반쪽 아 듣고 계세요? 어, 어 저도 제가 해야 될 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신경 쓰지 말고 핫블루는 첫맛이 음, 풍부합니다 골드블루는 끝맛이 음, 깔끔하고요 조지 조지야 저 얼마 전에 싱싱 타가지고 길바닥에 대자로 넘어졌잖아 <laughs> 아니 왜요 왜? 여기 다리 멍든 거 여기 아 그래가지고 네저 엄청 멍들었어요 아 조심해야죠 <laughs>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. 아 얘가 이 급발진, 급발진, 급발진. 아, 급하게 눌렀겠죠. 지금 서울시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? 근데 더 부끄러운 게 제가 그날 해바라기 씨를 사가지고 아그 아, 먹는 나도 나도 대자로 넘어지고 씨들이 쫙 펼쳐가지고 그 피도 나는데 이게 씨, 해바라기 씨 아, 다시 주셨어요 그럼요 어, 21살의 아, 전소미는 어떤 일이 가장 행복합니까? 어제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 먹었어요 <laughs> 어, 같이요? 네 부자시네. 혼자 혼자 아 그럼 요즘에 스트레스는? 스트레스는 체력적인 게 좀 못 받쳐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아이 21살인데 어떤 식으로 느끼죠? 체력 한계가 아침에못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?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쑤시고 그거는 쌩쌩이 타다 자빠졌어. 아, 그 나이 때문에 아니라 누가 봐도 무릎이 다쳐가지고 지금 아, 쑤실 컨디션인데 2 1살에 아이돌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뭐 아이돌을 꿈꾸는 분들은 좀 힘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멘트 민트나 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심장을 울리는? 아무도 믿지 마세요. 아, 뭐죠 이거? 아무도 믿지 마세요. 운명적인 사랑을 믿으세요 아니면? 아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. 어? 왜냐하면 재미로 사주 봐주시는 분이에요. <laughs> 사주? 아 사주도 봐요? 네. 저희 인연은 다이렇게 간대요. 평행선. 어, 오 근데 그거를 맹신하시는 편은 아니잖아요? 아 편은 아닌데 지금까지인 걸 보면은 저는 진짜 없나 봐요 오, 어, 코로나 맞습니다.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2년 동안 스무 살 되자마자 뭐 어디 홍대 포차 같은 데 가가지고 술도 한 잔 마셔보고 왜막 네, 을지로 포차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아 싶은데. 그렇죠 만성오프에서 가보질 못했어 생맥 천 때리고 네. 거기 전봇대에서 토도하고 어, 그럼요 아 아쉽군요 <laughs> 친한 연예인은 그럼 좀 누가 있습니까? 궁금합니다. 친한 연예인 뭐 트와이스 언니들. 어 아직까지도? 네 아직까지도 너무 좋은 언니들이고. 음. 어 여기 트와이스 나온다며요? 어? 다다음 주. 어 맞아요. 오면서 얘기하다가. 나오지 말라 그럴까요? 아니 아니 아니. 아 나도 나가 이렇게 하길래. 말고는 딱히 없네요. 아 그래요? 예? 친구가 없어. 그러면 따로 막 이렇게 연예인분들 중에 막 친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없네요? 어... 저랑 친구 하실래요? <laughs> 아 진짜 왜 친구가 없죠? 아 저를 인싸로 아세요 어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네. 엄청 인싸인 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근데... 아니 그럼 캐스팅 될 때부터 그때 친했던 사람이랑만 친하고 없는 거예요? 그쵸 아... 친구 구원 <laughs> 나랑 친구해줄 사람 다시 예전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섭외가 들어오면 저는 약간 쇼미더머니 하고 싶은데 <laughs> 아 그래요?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버전이 있다면 난 나가서 진짜 많이 디스하고 싶어요 랩에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? 아니면은? 약간 아 랩이에요? 아 그러면 한번 들어볼 수는 있나요? 어떤 랩을 구사하시는지? 이용진 아 잠시만요 갑자기 시작한다고 오케이, 오케이. 프리스타일이군요 아, 네. 뭐 그냥 없어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어 한번 그럼 그 흐름을 듣고 싶습니다 요. 이용진 예, 예 윙윙 윙윙 모기같이 <laughs> 죄송한데 지금 얼굴 까는 거예요? 아 목소리 아, 목소리 아 목소리? 아 네. 오케이 오케이 이용진 윙윙 모기같이 예 딸랑딸랑 모자가 흔들흔들 그러면서 너는 까르르 까르르 좋은데요? 괜찮나요? 네 쇼미더머니 전화 주세요 내가 봤을 때 불구덩이까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덕화이어한테 3초 컷. 우리 소민 씨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고? 아무래도 조언을 많이 해주는 테디 대표님?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죠? 저랑 말이 제일 잘 통하는 것 같아요. 네, 테디 대표님은 잘 들어주고. 네, 약간 친구처럼. 얘기가 얘기하는 거 항상 듣고만 있고. 네, 그래서 잘 통하나? 아티스트가 하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듣고 있는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? 아 그러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항상 듣고만 계셨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힘든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신가 봐요? 어 아니요, 전 많이 숨겨요. 아.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혼자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면서 눈물 아 나는 갑자기 아, 이런다 그래 담배를 하나 태운다고 어, 약간 아니 그나 오해할 뻔했어요 약간 좀어 아,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이런다길래 오해 오해 노 스모킹 <laughs> 문제를 내면 문제를 맞히는 순간이 있는 거 아시죠? 네 100만 원이 과연 우리 소미 씨한테 전 그냥 와퍼 세트나 설빙 먹고 싶어요 오늘은 아마 조지아가 나올 겁니다 안돼 아, 네. 아 좋아요 <laughs> 어 방금 광고주 표정이 서구 여성 최초로 터키를 여행하며 터키 대사관의 편지를 집필한 작가이자 백신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이 부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백신의 어머니? 헬렌 켈러? 마더 테레사 내가 어떻게 알아 5초의 기회를 루인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인 구이 우이 오나 근데 매니저님 애기 업고 있는 줄 알았어 퀴리 퀴리 부인 퀴리 부인 퀴리 부인 백신이 어머니로 불리는 이 부인의 이름은 레이디 메리 워틀리 몬테규 부인이었습니다 아쉽군요 자 그렇다면 이걸 뽑아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아, 모자가 어울리는 사람이 현아 씨로 진짜 오 있군요 있긴 은하철도 음, 아 그러네 은하철도 999의 그 매철인가 그거 힘차게 달려라 어? 오픈해 주시죠. 버거킹 와퍼세트! 어, 버거킹 와퍼세트! 아 그리고 뭔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100만 원은 왜 세벼 가신 거죠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아니 저 친구? 저 친구 굉장히 손이 빠른 친구군요. 어, 떠셨습니까 소감이?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요그 100만 원 끝까지 못 세빈 게 너무 아쉽네 <laughs> 너무 아쉽다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소미 씨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훌륭한 레이디 메리 워틀리 몬테규 부인처럼 정말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.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터피스 잠시만요 농부예요 저분? 비오 밤하늘의 뼈 별! 예수 배경이 있다! 밤하늘의 별!